강원도보이고경치가좋구만男性もの、こちら女性ものです、はい、お風呂行かれる際はこちらのポーチとフェイスタオルをお持ち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何かわからないことございますかあ、ないです、もし何かございましたらこちらからフロント9番までお電話お願いいたします、浴衣とうん 이불도 여분 이불도 있고 작은 다다미 방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폴라 이미가 약간 욕실 이렇게 또 어메니 이거 봐. 사이다인가 봐. 음. 워터네? 미네랄 워터래. 뭔가 맛없어 보이네. 그런가? 과즙. どうぞ。フストーどうぞこちらおりください。 응. 저런 데 뭐지? 영업 중? 영업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긴 있네. 어, 먹어볼래? 응, 여기 가자. 그래. 子は、マイコはダメやろ。厄介やダメ本当に結構あれ。うん。シークワーサーサワー、いつでもいいのでください。はい。いつでもいいの私、そこもタバコ吸いに行くから。うん。 大体スキーの食堂で計算定食そうなんや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もお皿につけて食べてみてによっはい 上に服着てるやつとかさここまでらしいんだって、その下隠れるから。本当だよ。 <laughs> 大したことない。そんな言葉一回も出てこん絶対ちょっと簡単でいいですアイスン。あ、ある意味ちょっと、うん、天才的な。 <laughs> でしょほら。 ちょっと別の部分書かないといかんくらい魚が今入ってきますねうわすいません。はい、いいですか、外で。 テイクアウトですかいや、あの、これです。 이거 먹겠다고? <laughs> 배가 덜 불렀구나 아, 밥을 안 먹어서?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니면 이거? <laughs> 소나무세요? 네. 한결 같네. 저는

많고 어. 귀여워. 나 여기는 못 들어왔어. 그지? 뜨거운 거야? 응, 따뜻하게 데우는 거. 아마도. 아무도 안 응. 아, 그런 거. 응. 이거랑. 이 안에 뭐였지? 팥인가 보다. 귀여워. 이쪽은? 여기서만 파, 파는 건가? 희다. 희다. 이게 색깔에 따라서 이루는 게 다르다던데 약간 색깔에 따라서 그 염원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이렇게 레드는 평안 그팬들 가족의 평 어, 평안한 그 블루는 공부 옐로우는 금전운인가 그린 음, 음 그런 거 같아 자석 이런 거 있는데 어얘 움직여 귀엽다 자석이야? 응 얘는 위에 대가리 대가리는 자석이야 <laughs> 대가리라니 <laughs> 이거는 히다 합장 음. 이걸 할까? 응. 너무 빨간다 음. 교통안전. 이렇게 달아놓는 거야, 차에다가. 차. 어. 그런. 해드리마스. 아, 나 해줘도 돼. 와. 귀여워. だ 음, 귀여워. 向로 개로라서 개구리가 많지. 이게 개로와 개구 개구 그 개구 개구를 개로야. 이거 귀여워. 귀엽지. 이런 거 쌍둥이 자리로 샀던 거 같은데. 응, 그 별자리마다 있었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음, 예. 어, 어 진짜 귀엽다. 온천. 귀여워. 아, 귀여워. 응. 게로야. 녹차 먹을 때 귀엽겠다, 그치? 응. 호호 불면서 이렇게. 그치? 응. 살까? 어, 할래? 할래? 저희 하나 이 큰게 낫지 않나? 근데 너무 커 색깔이 이 재질이 이렇게 아, 이런 재질이 좀 더 귀여운 것 같아 응, 음, 응. 음, 이거 하나 해야겠다 나 뜯어볼게 응. 음. 음. 맛있는데? 응. 음. 녹차 처음 먹었는데 음 맛있어 바닐라 녹차 나쁘지 않아 음. 그지? 먹는 거는 괜찮네 응 음. 이렇게 안에 팥 들어있어 음맛있 음. 아래 팥이랑 먹어봐 엑셀이 안 먹혀 오르막길 빌려서 그래? 이게 엔진 안에 뭔, 뭔가 이상해